저희가 가장 <laughs> 기대하고 있는 아주 아주 <laughs> 기대하고 있는 다음 네, 코너다 같이 얘기해볼까요? 하나 기대돼 셋 도전! 도전! 아, 아라벨! 아라벨! 이건 아라벨이라는 아니, 코너인데 아까부터 간식을 소신내 주셨 치킨. 치킨. 와. 치킨 빼놓을 수 없어요. 저 치킨. 그리고 그 외에도 꿀, 과자랑 꿀, 샌드위치 엄청 많은데 저희가 문제를 맞추면은 일곱 명 전원이 문제를 네, 맞추면 은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 와, 어렵다 어, 그럼 우리가 제일 먹고 싶은 게 치킨이죠. 아, 맞습니다. 그럼 치킨을 먼저 갑시다. 어,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은 라면. 어, 아니, 그 다음에 만약 다음에 라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제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위클리의 데뷔 앨범인 위아래서 5번 트랙 노래 제목은 어 이게 맞나? 그니까 어, 잠깐만 이게 맞나? 자, 그, 잠깐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laughs> 여러분 이거는 되게 특별한 곡이에요 특별해요 특별해? 무슨 답을 쓰려고 특별하면 아, 저보다 아, 다어요 아직이야. 누구 다 아셔야죠. 그 알면서 그래. 해볼게요. 네. 5, 6, 7, 8 빠단 딴 빠단 딴 빠단 오 치킨 먹나? 치킨이 좋아. 치킨 좋아. 네, 치킨이에요. 치킨 너무 잃어버렸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두 번째 문제를 아, 기다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전에 간식을 뭐로 할까요? 아, 아 맞다, 맞다. 아, 아 치킨은 네. 아이스크림이지. 아,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보겠습니다. 딱한 개씩 먹고 진짜 다음 문제 하는 거예요? 네. 어, 어 젓가락이 깨져 있네. 맛있겠다. 다리가 최고지. 나 그거는. 어떡해. 음, 맛있어. 이거 뭐야? 근데 이거. 음, 봉인 것 같은데요? 얘들아 많이 배고팠니? <laughs> <laughs> 저희 먹으면서 두 번째 좋아요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데뷔 일차 아, 어? 잠깐만요. 1차요? 1차. 저 찔반이 어디 갔을까요? <laughs> 헬거리에서 여기가 영어 있죠. 네? 나, 나살빼졌 어? 다 적었어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빠밤, 빰, 빠밤, 빰, 빠밤, 빰, 빰, 빠밤, 맞나? 맞나요? 와저 진짜 먼데이는 그냥 아이스크림이 거의 아데이 주식이에요. 맞아요. 아이스크림이요? 그러면은 이건 일단 저희가 가져오게 됐으니까 보류. 보류하고 네. 라면? 라면! 아! 라면? 라면 가겠습니다. 진짜? 월화수목금 토일 지장 멤버를 나열하시오. 네? 음, 아 너무 쉽다. 음, 뭐라고? 뭐라고? 월화수목금토일 지정 멤버를 나열하시오. 아, 아. 이거는 저희가 전문이죠. 어저 헷갈려요. 약간 재미를 위해서 틀릴게요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재밌어요. <laughs> 자, 수진 언니 빨리 하실게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자, 수진 언니 5, 4, 3, 2, 1셀 아, 거예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공개하는 걸로 합시다. 네. 네. 하나, 둘, 둘 셋! 빠밤빠밤빠밤 에 아. 예, 이거 뭐 틀렸으면 이거 이거 틀렸으면 이거 틀렸으면 소은이가 대쪽해서 틀린 거다. 약간 머리부 할까요? 지한, 지윤, 소은, 조아, 조아 어? 어? 누가? 왜? 이거는 저희가 전문이 재미를 위해서 틀릴게요 라는 말을 수연이 5, 4, 3 네, 이거 뭐 틀렸으면 야! 조화를 뭐 두개 써요? <laughs> 내가 조화를 두개 썼어 언니 저 좋아하는 거 틀리면 안 돼요 소은아 따라 나와 <laughs> 소은이 있다 숙소에서 정답은 뭐였죠 여러분? 월요일, 먼데이, 화요일 지안, 수요일 지윤, 목요일 소은, 금요일 조화, 토요일 제이, 일요일 수진입니다 지금 네 번째 문제인가요? 네, 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마카롱 걸고 하겠습니다. 아. 어? 그래, 소수점은 괜찮지 네. 않아요? 네? 어, 저 모르는데? 뭐 어? 나 알아요. 저 지우개. 그 힌트 하나 줘도 되나요? 아, 그냥... 여러분 저희의 평균 키를 묻는 질문에 저희가 지금 답을 적으려고 하고 있어요. 댓글이 왜 안 올라갈까요?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기다려봐 우리만 믿어 어떡해 우리만 믿어 기다릴게요 정확한 거 알려주셔야 돼요 나 본 거 같아 전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모든 모든 분의 답이 다 답이 달라 다 달라요. 지금 그냥 다음 거 문제로 하시고 그냥 써볼까요? 네 여러분 정답은 기사 기준이라는 것 지우개 자 정답 다 적었죠? 네. 아니요 안 적었어요? 하나 둘셋 제이야 그 제이야 그거 아, 아니야. 아니에요? 오잉? 어? 아니 마카롱 실패. 실패. 마카롱 실패. 안돼. 네. 네. 정답이 뭐였나요? 몇이었어요? 7점. 어 이게 나 맞췄다. 괜히 바꿨어. 다시 바꿨는데. 아, 마카롱 재도전 하는 거 어때요? 좋아요. 마카롱 마카롱 재도전 가능한가요? 마카롱 재도전. 어 여러분 진짜 착해요. 감사합니다. 좋아해요. 좋아요. 그럽시다. 마카롱이. 오 진짜 한번더 도전하는 걸로 마카롱에. 그죠 마카롱 중요하죠. 마카롱 맞아요. 원데이 씨가 고르면은 바로 무대를 여러분 여러분 이게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마카롱을 걸고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이 노래 제목을 맞추시오. 오 어, 네. 네를. 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어 이거 되게 어. 웃기다. 어 이거 뭐지? 저 저는 답을 잘 어? 저는 잘 제목을 제목만? 제목을 하게 적었죠 얘들아 제목만 써 제목만 근데 이거 틀리면 살짝 안 되는데 <laughs> 얘들아 알지? 당연하죠 음. 됐다 할까 해볼까자 해볼까요? 하나 둘셋 쪼롱 마카롱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쪼롱 마카롱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이러지 마요 맛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 울어왔어요. 음, 오케이 오케이. 어, 먹고 뭐 싶어요. 음, 이거 쑥인가? 이거 인절미인가? 음,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를 택하겠습니다. 이, 게 인절미. 음, 잘 먹겠습니다. 간식 뭐 할까요? 마지막은 과자? 과자, 과자. 과자? 응. 음. 과자? 알겠어요. 음, 역시. 아, 여러분. 알고 있는 세 글자. 우리가, 우리가 지금 준비됐나? 진짜 맛있어. 네. 와막카롱 진짜 자,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잠깐 퀴즈에 집중해주세요. 아, 네. 네. 하나, 다 끝났어요? 둘, 셋. 짠. 짠. 신인상, 신인상. 신인상. 오! 마지막 근데 이거 약간 우리 일부러 맛있는 거 주시는 어, 거. 어, 그니까요. 아, 저희 일부러. 일부러 감동이에요. 막 틀리기도 하고.